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자입니다 오늘은 등교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도시가 되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여서 아무나 쉽게 구경 못하는 그런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도시는 크베틀린브루크 보아크낫부크 크베틀린브루크 독일, 독일어로 크베틀린부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파크베아크로 유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<laughs> 방금 지나갔니 이렇게 집을 짓는 예전 전 독일 건축 양식이에요 아 가는 길에 하츠라고 내셔널파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려서 독일에서 제일 크다는 댐이랑 제일 긴 브릿지를 한번 보려고 갑니다 건물은 진짜 넓었어요